용수한테 차단당한 적 있냐고요? 지금도 차단한 것 같아. 이상해. 전화를 걸어볼게.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. 야, 네, 진짜 핸드폰을 검사해 받을 것 같아. 진짜라니까. 두세 번을 해도 안 돼. 모르겠다 나도. 민이 형. 왜? 대영이 형 어제 저 차단했다는 거예요 차단 어. 진짜 차단되어 있어요 차단한 거야? <laughs> 몰라요 임마 <laughs> 내가 말나 진짜 나 진짜 절대 어? 아니라고 절단이라고 내가 차한대 연습실 이렇게 들어가가 보니까 바로 있어 <laughs> 항상 내가 용수한테 어. 전화를 걸면 안봐 전화기 연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차단합니다